마저 우리 비추죠 거기 접은 편지 속 사랑스러운 맘 담아 소중한 그대가 내겐 유일한 선물이죠 넌 나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려와 따스한 너의 미소처럼 차르르 내려 같아요 그대 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데이 새하얀 눈꽃속에 사랑의 멜로디 바람에 실어 보내요 넌 나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려와 따스한 너의 미소처럼 사르르 내려 느껴요 wish you a merry merry Christmas 꿈꿔왔던 크리스마스 데이 세상에 수많은